아, 자 이거 편집해 주실 거예요? 다 보세요, 보세요, 보세요, 빨리 빨리. 네? 네. 어떻게 하는 거야? 비는 어. 이렇게 하는 건가? 근데 그렇게 하면 안, 되니, 안 왜? 되고 이렇게 해야 돼 어? 어? 왜 L보다 큰 거죠? 이게 대문자니까 야 지우지 마! 야 솔직히 지우지 마! 야 잘했어 솔직히 다 지우고 다시 하고 싶어 야 지우지 마! 야 지우지 말아야 된다 나 하트가 비었다. 하트 하나 어디다 채워버려. 똥 아니야, 똥? 알았어, 알았어. 영모. 그치, 너무 없다, 내가. 꽃이 이쁘다. 저 헬멧 아니에요, 형님? 유정입니다. 유정꽃, 갈비꽃. 잠자리 아니야? 형은 떠다니는 새 하면 되겠다. 아, 여기. 위에, 위에. 나는. 위에 어? 야, 그냥 사진을 찍어놨는데? 일단 우준이 나 얼굴 이렇게 얄쌍해서 찡 네. 미리는 얼굴이 너무 작아가지고 안 보여 올려 우리 팬분도 올려 음. 얼마나 안타깝습니까? 좋네요 스파츠네요 그 말 그대로 맞아